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참!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진양아 얘가 성격이 그렇게 나빠요 진짜? 어? 에이? 방금 성격 나쁘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왜 뒤집어 까고 있어 진양아 오늘 목욕할까? 지금 진양이는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있어. <laughs> 어디 들어가? Yeah. 아유 따뚱 음 예뻐요 우리 매너는 원투명을 해요 너무 예쁘죠? 애가 돼서 그래서 썩은 내가 나요 얼굴에 어, 똥 묻혔어요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이 와. 어? 거품 목욕이야, 거품 목욕. 그대로. 음, 거품 목욕. 거품 목욕이 뭔지 알아, 내로?